<laughs> 너무 가난한 거 아니야? 소리 <laughs> 들어간다. 거기 쭉쭉쭉쭉. 이사범 거기서 뭐 하는 거? 우리 여기 있는데? 우리 술 마시고 있어. <laughs> 아, 오케이 맛있게 드세요. 오케이. 나개 아, 무서워. 개 무서워 지금. 아니 사모님 미쳤나봐. 진짜 모르겠어 여기 좋아요와 구독. 거기 안녕 길리 어디 갔어? 이거 맞냐? 야 괜찮냐? 연봉사로 이동했어요. 오케이. 한명 더요. 아, 면봉 쏘면 죽나? 연봉 쏴버려. 어? 오케이. 박스. 음. 핑이요. 2번 핑. 살려줘. 뭐? 아유 죄송해요. <laughs> 올수 있네. 못 살리지. <laughs> 못 살릴 것 같은데요? 4초전 3초전 오른쪽 발소리 뒤, 발, 뒤 발소리 아! 뭐야? 뭐야? 미사일 쏜 거야 누가? 그런 거 같은데요? 헐... 근데 왜 경박사로 붙었지? 어, 어떻게 내 눈앞에서 <laughs> 면봉이 죽었어 나만 그런 거 아니네 아 이것 봐 나만 그런 게 아니네 내 이거 경박사로 경박사로 아, 때문에. 아, 찾았어? 맞네 나랑 똑같이 죽었네요 하늘 위로 쏴보라고 여기 구상 하나 더 있고 위로 한번 쏴볼까요? 어떻게 되는지 위에서 어, 터지나? 어, 한, 어9 0도안 되는데 약간 아, 아 그래? 뭐야? <laughs> 아 뒤에 가스 가스 가스 <laughs> 뭐가 떨어지지 아, 않았어 그 방금? 방금 뭐 떨어진 어. 거 아니야? 어너 네, 떨어지긴 떨어진다 아 가스 때문에 내가 죽네 야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 <laughs> 아 맞네 맞네 와 어 이거 갑자기 안 줄지 애들이? 사부님 뭐하세요? <laughs> 4번님 웸블리 웸? 블리 토트넘 팬이신가요? 네아 진짜요? 토트넘이 축구 아니야? 빨리 아무 말이나 해줘 빨리 진짜 백 선발 얘기해보세요 토트넘 먼저 선발이야? 네 손흥민 팬인데 아니 그래도 손흥민 팬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토트넘 선수 중에 손흥민 말고 아니 누구 있어요? 네 거기까지 빨리 얘기해달라고 빨리 얘기해달라고 스탠차 뭐해 어, 이렇게 왼벌리로 알고 계시면은 그니까요좀 놀랬어요 델리 알리 케인 어? 뭐야 오. 근 검색한 거 아니야? 검색을 지금 옆 켜두시고 될수 있지 뭐. <laughs> 네 확인이요. 네. 와, 네. 와, 음, 음, 음. 네. 아, 아, 확인. <laughs> 너무 가난한 거 아니야? 급할 때또 부상이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? 아니 이 따라하는 게 너무 귀엽다 그치? 소리 들어간다 거기 쭉쭉쭉쭉쭉쭉쭉쭉 나 이거 하나 배웠어 나 이사범 거기서 뭐하는 거 우리 여기 있는데? 우리 술 마시고 있어 <laughs> 아, 오케이 맛있게 드세요 오케이 야 너 숙주 아직 안 깼으면서 벌써 술 먹는다고 또? 음주 배그가 먼저 제대로 보였지 아 오케이 하긴 <laughs> 술 마시고 개꿀 어어 어, 어. 어 맞아 맞았어요? 어 죄송해요 와 진짜 맞았어 약 드릴게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<laughs> 누가 던지는 거요? 나개 아, 무서워. 개 무서워 지금. <laughs> 아니 사모님 나 아니 사모님 미쳤나봐. 스스 부르겠어 여기서. 취했어. 아까 많이 마시더라고. 그러니까. 나랑 너 얼마나 먹인 거야? 이야. 어, 저 7, 7탄 많아요. 7탄 드릴까요? 아니, 그술 드세요. 아, 아. 개무서워. <laughs> 아, 막 아, 때려. 아, 날라댕겨 뭔가가. 한 대밖에 안 때렸네.